싫어 차 타고 끌고 가다가 리드샷에 죽으면 어, 네가 책임질 거야 판단은 내가 한다 멋있다 판단은 내가 한다 길리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차 타라고 한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? 치킨 못 먹지? <laughs> 좋아요와 구독 논다. 거의 쿠자레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야 너무 늦게 먹었어. 야 너무 늦게 먹었어. 너무 늦게 먹었어. 어이쿠 잘했다니. 어이쿠 잘했다고. 감사합니다. Подожди. 지르면 깨악 이렇게 안 질러질 거로 <laughs>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냐 보급 저거 하늘 색깔 해놓으니까 진짜 잘 보이지 아 저기 있다 나 봤나? 못 봤다 아, 끝났네 <laughs>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보급에서 한번 먹고 가겠다 안 세울 수가 없는 보급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졌어 빵! 어? 죽었나? 카고팔에 죽은 게인가 네. 아니야 아직 죽은 것 같아. 카고팔 시체를 먹으러 오지 않을까? 구팔이 친구가. <laughs> 안 보여. 아, 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. 이제 올라올 때 죽이면 돼. 급할 거 없어. 전마탱 오케이 쉬로 차 타고 끌고 가다가 리드샷에 죽으면 어, 네가 책임질 거야 판단은 내가 한다 멋있다 판단은 내가 한다 길리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차 타라고 한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? 치킨 못 먹지 <laughs> 이것 봐 이렇게 오다가 죽는다고 잘 봐라 하나 둘 이것 봐 이렇게 죽는다고 봐, 말, 말했지 하지만 어떻게 아 이것 봐차 어, 타고 다면오그로가다 끌린다고 조석다리 이것 봐 내가 그랬잖아 이거 차 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얘 때문에 낙가적으로 끌려가지고 삼투인데 카고팔에 죽게 생겼네 말했다 말했지 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만 타는 거라고 야 야. 아, 다시 말라 그랬잖아 아 다시 말라 그랬잖아 판단은 내가 한다 길리까지 있고 리드샷에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<laughs> 아, 다시 말라 그랬잖아 이거 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약도 많았는데 뭐 이따위로 쏘는데 잡냐 거지같이 쐈는데 다 맞았네